엄마 차? 수영하러 수영하러? <laughs> 오메가 줄 수영 수영 수영 삐삐 삐삐 수영? 수영? 운동장? 왜? 왜? 원반 장난감? 장난감 엄마한테 가가지고 오메가 가지고 갔어? 악리 어디 갔어? 줄을 갖고 와서 엄마랑 오메가 키위랑 페퍼 만드기 어딨어? 만드기 페퍼 출근해 출근해 줄 삐삐 삐삐 꼬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만드기 저기 있다 맞는 게 저기잖아 원 줄까? 고? 만두? 만두? 삐삐코코스 키위 살스 키위 살스 만두 원반 원반 원반 저기 가면 원반이 있네 원반이 있어 어디지 어디 있어 삐삐꼬꼬 키위새 키위새 오메가 오메가 어디였지? 오메가 먹어서 밥그릇을 밥그릇에다가 공! 공! 공이랑 공! 공! 수영하러 줄? 줄 수영하고 줄? 장난감 준다? 나, 나가서 그 운동장 가가지고 삐삐 꽂고 수영 수영하고 호수공 호수공원도 가고 밥그릇에다가 오메가